is a pineapple cake. 대만 그거 알아요? 대만 그 pineapple c a k e 인가요 대만 거. 나 오늘 게, 토마토 계란만 두고 해요. 어 맞다. 이거 입어야 돼. 이거 오늘 화이트 입어서 이거 잠깐만. Today I'm cooking, so I'm gonna wear this. 오늘 스타벅스 알바이트 이거는 여동생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토마토 소스 여기서 넣으면은 큰일이야. 토마토 계란 재료는 한국에서 토마토 계란 만들어 봤잖아요 엄청 맛있거든 근데 약간 맛 없는 거 보여서 오늘 날 오늘 먹을 수 있으니까 인정받아는 날 아, 이렇게 이거 토마토 Guys, we're gonna use the golden valley eggs 이거는 계란 3개, 2개 그럼 우유 넣고 계란 2개 우유 조금만 넣고 이렇게 섞고 섞고 섞고 섞고 이거 토마토 싫어하는 사람 엄청 많, 많아 근데 솔직히 맛있게 만틀으면뭐 맛있어요 오늘 토마토 그냥 하나만 쓸 거예요 Now y o just eat 오케이 이렇게 자르고 그냥 이렇게 사이즈 나쁘지 않아 We're gonna use a small pan 오늘은 작은 사이즈로 할거요 그냥 조금만 이거는 넣고 이렇게 넣 이렇게 쓱 Everything put the bagel sesame 어머 조금만 넣을게 오 봐봐 이게 봐봐 You want it to be like this 얌얌 이렇게 엄청 부드러운 느낌이 뭐라 하면 우유 넣으니까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 오케이 okay, now it's done 됐어 됐어 여기 크림 넣고 이렇게 이면은 프로페셔널 보여요 그래서 해요 This is sugar <laughs> This is sugar 이렇게 여기 넣고 어, 저 장난 그냥 많이 넣어줘 왜 수고 넣는 거 알아요? 왜라 하면 물 나와요 물 조금만 좀 기다려야 됐다 이거 파인애플 인사이드 안에 파인애플이에요 파인애플 케이크 我们家他们等下吹吹呀，冲等下。 Whoa! It's chewy inside, I think. Oh my god. so hot. Okay, I'm gonna try. Mmm! It's good though. Oh, 어, 맛있어. 이거 뒤 깐데요, 어. 음! 커피야. 커피랑 같이 먹어야 돼. 버터 맛이 어. 그 어머 어머 어머. 이거 좀. 좀 이거 기다리고요. 잘 먹겠어. 좀 음. I 음. need coffee with this. 커피 맛있어 이거. 음. 커피에다. 뭐 맛있는데 엄청 달라. Let's take a look at my tomato. 돼. 어, 오, looks good. 아, 양파도 넣어야겠는데 아, 양파 잊어버렸다. 아, 괜찮나? 이렇게 괜찮나요? It's my recipe, okay? 내가 내가 만들었어 이 레시피. No, I'm making tomato sauce. 토마토 소스 킵첩 아니에요. 킵첩안 토마토 소스 달라요. Wait, I'm gonna try it. Wow, no. Um, salt. I forgot salt. 괜찮아, 우리 이거 비니에 넣을고 맛있고. Okay, now it's good. 됐다. 먹어볼게. 음, 냠냠. 어, 됐다, 됐다. 계란 넣고. Turn off the fire. Okay. Ganan. Okay, let me do a taste test. I know what's missing. You're missing some pepper. A bit of spiciness. 이거 이거도 넣고 이게. Okay, 됐다 됐다. Okay, 됐어 됐어 됐어. dun not bad look at this looks so good corn soup also soup cook oh good uh no just corn soup i don't know it's just corn and water and egg more 이랑 우수수 이랑 계란 송탕 송매 딸통 음 어수수 맛있는 근데 이거 더 맛있어 No one wants my tomato and e 왜안 먹어요? 나 모니 위에서만 튀는데요 오케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음 맞아 맞아 맞사 맞아 오 맛있는데

She said, he said he want to eat this. I want to show you what's inside. 이거 이거 봐요. 이게 노란색 호롱고예요. 어 이거 한국어 거든. 제 생각. Yellow dragon fruit. If you eat it, you're gonna turn into the dragon. 짠! 잔 와우. 여보세요. 홍콩 반종이에요? 짜장면 하나 주세요. 그리고 아, 전번도 하나 주세요. 와. 짠. Look at this. So shiny. 봐봐. 음. 미친. 맛있다. 봐봐. 음. 바이. <laughs> 음. 안에 부담